거야 우리가 그때 열어가지고 있지 않나? 하여 아야 잘못 넣나 보다 나. 원하다 아. 여튼 해보죠 그냥 안 미끄럽지 여튼 이제 트리가리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아직 불 있지? 응. 봐야겠는데. 아유, 야, 떨어졌다. 먹자. 아, 하지 그러네? 그러네? 음? 이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까